を紹介する先生はユン・キョンホ先生です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경호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요리는 삼계탕이라는 요리인데요. 今日紹介する料理はサムゲタンで 여름에 엄청 더워서 땀이 많이 나잖아요. す夏は暑くて汗がいっぱい出ますよね 그때 이제 지칠 때 보양식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そのバテた時によく食べる料理です 옛날부터 대한민국에는 昔 그 그대와 삼계탕을 꼭 먹어야만 하는 날이 있었어요. 삼계탕을 가나에서 사나케레가 나라나이 알마시다. 여름철에 있는 복날이라는 건데 초복, 중복, 말복 이렇게 3일이 있습니다. 夏の間に 3回 食べるというのがあます 이제 식재료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네, 제일 먼저 주재료인 닭 今日のメインとなる鶏肉です 삼계탕의 인삼 サムゲタンの3である 高麗人参です 그리고 육수로 사용할 양파랑 대파 それからだしとなる玉ねぎとネギです 그리고 이 삼계탕 안에 넣어줄 찹쌀이랑 마늘이랑 대추 それからサムゲタンの中に入るもち米と 나츠메토 니니크です 그리고 이 소금 후추는 마지막에 간을 할 용도로 쓸 것입니다 それから胡椒と塩は最後に味付けとして使います 이제 요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리를 始めてみましょう. 먼저 마늘에 꼭지는 제거가 된 상태이고요. 니니크의 가지가 길이마시다. 인삼의 머리 부분을 제거해 줄 거예요. それからコラニンの頭を切っていきま 어, 다음은 대파는 이건 육수용으로 쓰고요. これはだし 적당한 크기로 썰어주고요. 이거는 얇게 채썰어줍니요 많은 지방이 있으면 요리를 완성했을 때 음식이 좀 지저분해져요 鶏肉はとても多く脂肪があると料理を完成した時にちょっと料理が汚くなり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닭 엉덩이 부분에 붙어있는 지방들은 미리 제거를 해놨고요 お尻のところにある脂肪はもう取ってありま 어, 그리고 이 닭의 꽁지 부분은 꼭 제거를 해주셔야 해요 この尻尾の部分は必ず切ってください 이제 닭고기 안쪽에 이 재료들을 채워볼게요 では鶏肉の中に材料を入れていきます 불려놓은 찹쌀을 안에 넣어줘요 まず浸しておいたもき肉を中に入れます 찹쌀을 어느 정도 채우고 나머지 마늘과 대추, 인삼을 넣어줄 거예요 もち米を半分くらい入れて残り にんにくナツ高麗人参を入れていきますこれらを入れた後に最後にもち米をかぶせます그리고이닭고기의다리를꼬아줘야하는데익으면서다리가빠지지않게허벅지살부분에팔찌를내줘요そして鶏肉の足を結んでいかないといけないす けど、うて鶏肉の足が抜けない取れないように太ももの部分を切ってあげます切り口を入れたところに鶏肉足を入れていきますお入りました <laughs> 식당은は落として。어떠시대닭고기가물에잠길만큼냄비에물을넣고鶏肉が全部水に浸る浸るように水を入れていきます玉ねぎとネギを入れていきますさっき残ったニンニクも入れていきます蓋をして 중불에서 50분 동안 끓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료를 이르따라 중불에 50분 煮ていきます. 닭의 크기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옥산역대 지가바이 말입니다. 자, 완성이 됐고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육수로 우린 양파랑 대파는 빼줄게요 다시대 독자 타마네기도 레기와 오이다시마스 보통 삼계탕을 먹을 때는 각자가 소금 간을 해서 먹는데 지금은 제가 나오미한테 여기 간을 해서 드릴게요 원래 삼계탕을 食べる時は各自の口に合った味付けをするんですけど今回は 今日の方先生が味付けをしてくれます소금을넣을게요塩を入れます소금을4번정도넣었어요塩は小さじ4杯入れました이제여기에아까썰어두었던대파를올릴게요先ほど切っておいたネギをここに振りかけます 先生はネギがすごく好きなのでたくさん入れるそうです대파좋아해요네저도좋아해요다넣을게요닭고기를찍어먹을소금과후추를만들게요それからあの鶏肉をつけて食べる用の塩と 자 아, 이제 먹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타베카타오 紹介します. 보통 그냥 맨손으로 찢어서 여기 아까 만들어 놓은 소금후추를 찍어서 닭고기를 먹습니다. 本来素手でちぎって先ほど作った塩と胡椒をつけて食べます 저는 그 쌈장이라는 소스에 이 닭고기를 찍어 먹는 걸 좋아해요. 경호 센세와 쌈장에 つけて食べるのが好きらしいです. 그거랑 생양파랑 같이 먹으면 되게 맛있게 먹어요. 저는 쌈장と 生の玉ねぎを一緒に食べると美味しいです美味しです 나오미 닭다리 좋아하시나요? 몸에 빗질하고 해줍니다. 삼계탕 맛있어요. 언제 돼? 먹여드려요? 溶けて夏目と高麗人参の風味がしてとても美味しいです美味しいですはい美味しいです지금까지향기탕을만들어서같이먹어보았고요